바로 준비해놔야 돼 다음 거. 콤비네이션 피자. 콤비네이션 어, 호피네선 피자. 피자 피자. 아 호, 무슨 호피네 피자? 어 콤비네이션 피자. 콤비네 피자. 콤비. 알 네, 호피 호피 레이션 네, 아 콤비네이션 피자 아.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 어, 맞나? 맞아? 맞아 맞나 얼굴 얼지코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천재 선생 아! <laughs> 천재 천대? 어어 얼굴 천재 얼굴 천대? 아니야? 얼굴 천재 이거 천대? 맞는 거 같은데? 어, 얼굴 얼굴 천재 천대 얼굴 천재 얼굴 천재 얼굴 천재 얼굴 천재 찰새찰떡 생선 궁합 생선 궁합 궁합 어 찰떡 궁합 생선구합 아, 생선궁합. 아, 찰떡궁합. 찰떡궁합. 아, 오케이. 찰떡궁합. 맞아, 맞아, 맞아. 까. 뭐 계속 막 라떼. 카페 라떼. 뭐가 맞아? 카페. 까. 까. 까. 페. 카페 라떼. 카페 라떼. 카페 라떼. 카페 어, 라떼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나 뭐가 아파. 덕. 덕. 덕통 너도 덕통 너도 어어 어. 덕통 너도 또 어, 어. 사고 덕통 너통 어 어 사고 뭐가 맞았겠어 너 노란 동자 너 아, 아. 아, 덕통 적통 차고 러블러스 유기농 유기농 가, 과일 유기농 과일 아! 아. 아, 오 와야야 앉았어 아 꼴찌 아니야 꼴찌 아니야 꼴찌 아니야 와 진짜 안 들린다 이거 호피네 피자로 했잖아 호피 볼륨 더 빡세게 틀어주셔야 돼요 승훈이 들렸어? 시작 고공슴 고습 도도치 아니야 고슴 도치 어? 고슴 도 복습토지 아, 복스 고도 고 도 도고똥 <laughs> 똥고똥덩어리 고고승 고습 도도치지 고슴도치 아 고슴도치 와 양념치킨 음. 양념치킨 와우 엑스트라 헬스 클럽 어? 헬스 헬스 클럽 클럽 오, 어. 오. 어. 명품 명품 미모 뭐? 미모 명품 비 명품 미모 비보 미모 어? 미모 <laughs> 미모 비보 비보 명품 피부 명품 미모 <laughs> 이거 뭐라? 뭐? <laughs> 명, 뭐? 명품 미모 <laughs> 명품 명품 미모 벽품 미모 비보 미모 패스 뇌 뇌, 지, 습, 지, 뇌, 시, 시, 시, 스톱, 네. 스톱, 대, 때, 끼, 끼, 끼, 끼. 뭐 하는 거야? 돼지 껍데기. 돼지 아, 껍데기. 아. 아, 아, 보, 보, 카, 타, 카, 카, 카, 카, 카, 차, 카, 카, 카, 도, 도, 아보카도, 아보카도, 어. 아보카도. 돌려 돌려 벌칙판 돌려주세요 아무나 돌려 돌려 벌칙판 이거 아, 아니 늘어졌을 아. 때 던지라고 그냥 이거 하세요 남친짤 남친짤 남친짤 찍기 남친짤 아, 찍기 네개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줘요 어, 천천히 늘어졌을 때 자, 천천히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자 그리고 애교. 애교. 애교. 오, 어, 또 애교 많은 애들끼리 같이 하면 되겠다. 네. 애교 콜라보 같이 하면 되겠다. 뭐, 야 그거 해. 여보 여보 때요 누구 때요 이거 한번 해. 병탄이 귀여워? 어? 여보 때요. 이 정도 됐죠? 한번 한번 한번 더. 자, 하나, 우리한테 둘. 물어보지 마. 하나, 둘, 셋. 병탄이 귀여워? 아, 여보 때요. 무서워. 무서운 나는 무서워. 잘못가 잘못된. 나는 아, 무서야 잘못된 거 같은데? 네, 호러 아니라고요?